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방탄소년단 아미 저희가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음악과 무대가 많은 분들께 꿈이 되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만들어주신, 도와주신, 낳아주신, 항상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진짜 올해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최고의 상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방쇼 PD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정말 우리 도와주신 모든 부모님, 친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미 사랑해요, 아미 아미 아미 정말 올해 가수, 올해 아티스트라는 말이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미 가장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는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는데, 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올해 노래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미 보고 있죠? 진짜 사랑합니다.